향수에 대해서 추천받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 맡아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민트 향수를 많이 맡아봤는데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그 화한 민트 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소개받은 코모레비? 이 향수 같은 경우도 민트 향이라고 추천을 받으면 대부분 풀의 그 씁쓸함한 상큼한 향? 그런 향들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흙내음도 살짝씩 나면서 그런 느낌? 그리고 멍드 프레셔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화한 느낌이 나는데 나중에 살짝 비누 향이 나는 듯 하면서도 끝마무리가 약간 풀레음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민트는 아닌데 그래서 처음 제가 제일 처음 접했던 민트라서 저는 이걸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원한 거는 진짜 민트 아니면 스피어민트 이런 느낌이어서 지금 제가 추천받은 그런 거에는 좋게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샘플을 시켰거든요 더 소프트롬 이거 같은 경우도 되게 그냥 풀내음에 가까워요 흙에서 자란 그런 풀내음에 되게 가까운 향이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세인트 줄랩 같은 경우는 민트도 있는데 약간 흑, 설탕 향이 나서 그런가 민트랑 커피 그, 어, 그 어느 그 중간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노트에 커피가 없는데 커피 느낌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는 꼭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추천받았던 게이 올가닉 향수라고 해서 손바닥 <laughs> 한 30mm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되게 비싸요 160? 달러 정도 되는데 이 향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모에게 testing을 뭔가 물향? 한약재 중에 좀 특이한 물 약들을 물에다 담궜는데 뭐라고? 그치 너무 애매모호하지 저도 이런 향을 맡아본 적은 없어요 음. 한약 근데 그 끝에 약간 물 냄새가 있어요 얘는 확실히 물 냄새가 있어 그래서 뭐 그래서 섣불리 민트라고 하기에는 좀 상큼하지 않고 좀 무거운 물 느낌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고 Like you 뭐지? You were someone like you? 이거는 민트는 좋은데 끝향이 비누향이라서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추천받은 민트 향수는 이렇거든요 그 중에 저는 세인트 줄랩이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티 향수는 이미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많아서 처음에는 에잇 앤 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착향도 했는데 끝향이 너무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갖고 놀던 알갱이 향수 아시는 분 있으실라나? 알갱이 향수에서 날 법한 그 마지막에 그 그런 플라워 향이 이렇게 탁 치고 가요 근데 저는 그런 류보다는 끝마무리가 좀 차라리 마태가 들어가서 쓴 게 좋거든요 요거는 보유 그리고 화이트 자고라는 첫 향이 굉장히 홍차같고 이게 화이트 자고라라서는 되게 꽃향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홍차 느낌이 많이 나서 저는 돈이 생긴다면 다음에 얘를 구매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125달러라서 저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관계로 그리고 이 친구는 면세에서 <laughs>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얘도 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홍차 느낌 의외로. 그래서 나중에 노, 어, 노트를꼭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음. 의외로 정말 괜찮았던 게 Don't Cry For Me 이게 근데 진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보이시나요? 얘는 분사가 물처럼 찌익 하고 돼요. 얘가 망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향이 너무 아카시아? 저 꽃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퐁퐁 꽃내향 어 시원한 꽃향인데 그렇다고 너무 시원하진 않으면서 어 고급스러워요 음. 왠지 샴푸 냄새 같은데 이런 샴푸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 진짜 노트를 보고 얘기하고 싶다 Oh, sorry. What's this note? Oh, a green tea, green cherry tea. blossom, cherry blossom, uh, green tea. Oh. I mean, sorry, night blooming jasmine, cherry blossom, green tea. Oh. Yeah, so jasmine is oh. your smell. 자스민이랑 체리 블라썸 냄새인가 봐요. 아 그래 이게 어 이게 예전에 제가 선물 받았던 향수 중에 팬한테 이 브랜드가 있거든요. 일본에서 이 시국이긴 한데 그분이 출장 갔다 와가지고 하나미자케라는 향수를 사주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벚꽃향이 나 꽃놀이술인데 벚꽃이 들어가는데 그거랑 비슷하다 진짜 그린티에 자스민까지 확실히 들어간 것 같아요 음, 이거 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롱차 같은 경우는 저의 인생 향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굉장히 세요 스트러스가 빡 하고 들어오고 그 밑에서 플레엄이확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서 꼭 시향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파랑 그린티랑 저는 추천을 받았는데 이 계열이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플레음? 그 풀을 바로 벤 직후에 그 풀레움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말차 플러스 마테의 씁쓸함 그런 진짜 차를 우렸을 때날 법한 그런 향들을 원하는데 보통 추천해 주시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추천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스피어민트?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어민트를 원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중에서도 이제 만나버렸죠? 이거 그리고 화이트 사고라는 드어는 봤어요 친구한테 드어는 바, 추천을 받았는데 이게 한국에서 섣불리 맡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못 맡아봤었는데 네롤 제가 네롤리을안 좋아하는데도 이거는 괜찮네요 네롤리 어, 베르가모 오렌지 어, 근데 자몽은 없어 복숭아 초베로즈? 저 초베로즈 머리 아파서 못 맞는데? 어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제 고정관념을 깨준 향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국에서 맡으면 또 <laughs>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거 Don't Cry For Me 이거 꼭 210달러 <laughs> 어. 네, 어, 이제 작은 사이즈가 있다서 좋겠지만 어. 이렇게 추천을 받았고요. 추가로 좀 이따가 이제 로즈 향수 한번 추천을 받고 오늘 마무리 한번 짓도록 할게요. Thank you.